그건데 거기 막걸리 한 잔 하면 딱 좋은데? 백수, 백수, 백수. 오, 맛있겠다. 들었어. 그대에게. 요거는 진짜 이거 번지 점프가 제일 미션 첫 번째가 제일 이거 무섭네. 재밌겠다. 와, 이거 재밌겠다. 어, 저 드리프트, 드리프트. 재밌겠다. 그걸 아르고다. 오, 오, 오. 어. 오. 빨라, 빨라. 네. 속도가 빨라. 어. 오. 오. 오. 세이지. 어. 와, 어. 어. 그런데 저희가 네. 미스터리 바캉스 거 여러분들 아시죠? 네. 네. 네. 여기도 미션. 이 있습니다. 눈치 채셨죠? 아, 안 흘리는 건가? 아, 안 흘리는 건가 보다. 근데 380이면 모자른데? 우정 게임. 어. 네. 지가 왔다. 오, 어, 그게 꽤, 꽤 컸다. 보자 보자 그러니까 처음 사람을 일단 편하게 하고 두세 번째가 중요한 거네 저희가 첫 번째로 하겠습니다 아, 우리도 괜찮은 거지 그렇지 여기, 가 이제 여기가... 또 부담감이 그지 미션 일이고 좋은데? 어, 아, 제동이다 제동이다 어. 머리를 좀 써야 돼 오케이. 어휴 제일 힘든데? 머리를 좀 써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땐 이게 우리 여섯 명이고 380ml니까 네, 일단 다 곱해, 얼마야? 곱해서 6 3 8 2280 어, 어, 어. 끝났어 끝났어. 어, 책 읽거나 그거 네. 없애거나 숫자, 어, 들어. 맞지. 54? 와, 안돼 안돼 웃기지 마. 2280? 난 웃기니까 헬리잖아 벌써. 각자 4분의 1, 4분의 3씩 다 버리면 성공이야. 근데 그것보다 그냥 빠르게 첫 번째에서 저기 범위까지 거의 다 해주면은 저희가 거기에 맞아. 맞춰서 버리면 여기가 최대한 많이 하고 우리가 남은 거 보면서 처음부터 버리고 시작하고 시키면 돼요. 첫 번째에서 최대한 범위까지 해주면은 되는 거예요. 어차피 의미 없어. 가서 우리 다 엎어지고. 아까 어, 나 하나도 없어. 이러면서. 아까, 아까 어. 봤지. 어. 맞아. 아니 아니. 어. 뭘, 그렇게 뭘, 생각해. 뭘 만약에 다 버렸어. 그럼 저기 들어가서 물 살짝 여기 쓰. <laughs> 아, 어, 어 그러네. 흙탕물. 시킨 거잖아 물을. 심지어 여기 어차피 물이야. 어차피 물이야. 음. 그렇지. 음. 실패할 것 같으면 그냥 들어가서 물고기라도 한 마리 잡아오든지. 오케이. 어왜 어이 이럴까? <laughs> 오늘 뭐 잘한 게 없어 아주 아직까지 겁쟁이라서 어, 앞으로 잘할 수 있어 근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제가 그 감사합니다. 속이 안 좋아가지고 그 안전 운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아 내가 운전하는 게 아니었구나. 그 대단강 갖지 마. 아! 아! 아!

큰일이다. 와, 물이 안 남았어. 물안 남았어. 아, 쏟았다! 물이 없어! 묵진아! 야, 입에 넣어! 물 마셔, 입에 넣어! 마셔, 입에 물 마셔! 물 마시라고 물 마셔! 아니, 물이 없대. <laughs> 물 마시니까 물이 없어. 시작하자마자 마셔야겠다. 아니면은 물에 먹으면 지금 70씩 나오잖아 어. 그리고 자기 옷에 뿌려 그 다음 그걸 짜 그럼 한 20은 되지, 더 나오지 않을까? 어? 천천데? 아, 여기다 돌을 넣자 <laughs> 그러면 또 넘치게 해가지고 이렇게 오! 목욕탕 딱 들어갔는데 그 부피만큼 음. 이게 나온 거지 그래가지고 음. 몇 쳤잖아 아하! 와카리 맛있다 담아 담아 담아 아, 아, 안돼 안돼 예, 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예. 조심, 조심, 조심. 와, 와, 와, 와, 와, 대박이야. 일단 봐봐. 봐봐. 내가 네, 조금만 가져. 조금만 있으면 돼. 오! 오! 왔다. 물 떴어. 물 떴어. 물 떴어. 아안 네. 떴어. 안 떴어. 안 떴어. 안 떴어. 이게 모래가 튀어서 이렇게 들어온 거야. 맞아 맞아 맞아. 석수네 석수. 제 결석. 아.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진주 아. 진주 있거 갑자기 여러 결석 나오면 안 돼. 자, 저부터 볼게요. 모래만 안 나오네. 오, 그래 깨끗하네. 깨끗하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이거 성공했다. 성공했다. 왜냐 우리 생각이 넘게 거든 잠깐만 잠깐만 오케이. 오케이 자 머리 계산해 지금 250이거든? 그러면 278 이거 엿보면 안 돼 아니야 아니야 아, 우리 우리 우리 방법 짰어 우리 우리는 우리 근데 방법이 있었어 여기가 아니야 어? 입에 먹어봤을 때 몇, 얼마나 가는지도 아 얼마인지도 아 우리 처음에 입에 먹으면 그 백보 먹는다 아니 그리고 입에 들어갔던 100ml도 안 될걸? 맞아 우리는 아. 입에 머금고 최대한 버텨볼게 네. 오케이 오케이 가요 팀이야? 너네가. 우리야, 우리야, 우리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이 실시씩만 하면 되니까 먹고 어. 많이 삼키면 다시 먹고 그거 최대한 올 때까지 그치? 아, 먹으면 되아 그리고 휘탕물 어. 계속 마시면서 와서 예. 오늘 점심 안 먹어도 되겠다, 이 팀은. <laughs> 제가 장담하는데요. 저기 처음 물 싹 들어가잖아요? 어. 그때 다 쏟아요, 그냥. <laughs> 다 쏟고 와,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담아, 담아 이래가지고 다, 바로 담아야 돼. 다음... 내가 봤을 때 이번 미션이 제일 쉬울 것 같아. 아, 100% 삼켜, 진짜. 어, 어, 어, 이렇게 돼, 진짜로. 빨리 마셔, 빨리 마셔, 빨리 마셔, 빨리 마셔, 빨리 마셔. 자. 어, 안 흘리네? 생각보다? 아니야, 저 엄청 흘렸어. 아, 지금.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왜 뱉어, 왜 뱉어, 왜뱉 저건 실패다, 내가 볼 때. 저, 저방법 실패고. 실패고. 야! 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爱 <laughs> 情，服了。 침, 침이. 침이야? 침이. 아, 제가 펼쳐야겠다, 저거는. 아, 너무 더러운데? <laughs> 다음 번에 나다 아 빨리 아 내가 나그 오케이, 됐어 됐어 됐어 됐습니다 상이 오케이 빨리 지마 빨리 지마 야야야야 자리야 돼. 자 이건 오케이. 같이 제가 봤을 때 이번 미션이 제일 쉬울 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이거 확인 좀 하자.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이거 확인 좀 하자. 아, 무조건. 아, 오케이, 오케이, 네. 아, 이게 생각보다 기네. 어, 그러게. 어, 어. 물이 먹을 수 없었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까먹을 것 같아. 한번 이렇게 몸을 맡겨. 음. 몸을 맡기고 다시 딱 섰다가 음. 막 하다가 또 몸을 한 번 맡겼다. 아, 자연과 물에, 함께 물에, 물에 요정 되는 거야. 너무 신나니까 춤을 추는 거잖아. 그렇지. 얼음과 불의 노래 맞아. 이런 거 있잖아. 야 이거 너무 노골적이다. 아니, 춤이야. 춤이야. 너무 노골적이야. 춤이야. 너무 노골적이었어 지금. 어, 야, 목에 담을 것 같. 목에 담을 것 같. 즐거우세요. 즐거웠다. 아, 아, 아, 나 들어갈 때 이래 먹음고 먹으면 들어가자 이렇게 하고 와 <laughs> 오케이 오케 입에 있다 입에 있다 입에 있다 입에 있다 입에 있다 입에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어 오케이 그냥 바, 그냥 바람 분거 아니야? 튀긴 아니 튀긴 무를 먹은 거 아니야? 그냥 있다, 바람 있다, 진짜 있다 진짜 있다 이거 아, 왜냐면 아, 아까 청호 형 거짓말 청호 형 어, 거짓말 없다. 왜냐면 아까 어, 청호 소리 없고. 질렀거든. 어. 자 오케이 자 가자. 그러면 입에 있는 거 뱉는 거야? 네, 네. 아니 아니, 아니 그 좀뒤 돌아서 뱉어줘. 왜? 아우 나 잠깐 속이 안 좋다 잠깐만. 아우 아 아우 아 아니. 진짜 붙었어. 아니 아니야 공기. 어 이거 뭐야 이거 그냥. 난 진짜라고. 진짜야. 뭘 진짜야? 아니 누가 물 뱉는데. 어 이런 소리가 나. 성훈 방금. 일단 아, 아, 형부터. 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laughs> 어 진짜인데? 어 진짜인데? 어 진짜 있었어. 아 왜 이러는 거야? 아 왜 이러는 거야? 나 여기 아까 아 뭐해? 아 뭐해? 아, 괜찮아 괜찮아. 아, 왜 이럴까요? 아까 번지 점프 멋있게 했다고 형 이거까지 멋있진 않아요. 일단 주소 나와 주소 나와. 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꽉짜꽉짜꽉짜한 방울 나오면 인정. 안 나오네. 이 형 엎드려 뻗쳐. 아, 일단 한번 넣자, 넣자. 오케이, 넣어보자, 넣어보자. 늘 꺽도 없는데? 하나, 둘, 예, 셋. 책임감을 어, 딱 적당히, 적당히. 좋아, 좋아. 아니, 갑자기 잠깐 내가, 내가 좀 많아. 오케이, 너 좀 많아? 해볼게. 어. 자, 해봐. 와, 많다. 야. 어, 야, 좋아. 아, 아 이거 내가 보기 여기까지. 좋아, 좋아, 좋아. 아니야, 규빈 형이 다 캐리할 거야. 보자, 보자, 보자. 보자. 규빈 형이 캐리할 거야. 너본좀못 뛰었잖아. 이건 <laughs> 이건 아, 근데 이거 진짜 좀 해주자. 이건 협동이야. 250? 이거. 어. 너무 많이 그러면은 200, 와, 진짜 280 넣어야 되네. 280을 어떻게 해? 안 쳤어도 한 여기까지는 갔었을 텐데. 근데. 진짜. 근데 진짜 좀 많이 떨어졌어. 많이 떨어졌어. 그러면 일단 일단 이 방법부터 도전하기 위해서 네. 물릎 버리겠습니다. 오 뭐야? 오, 오 뭐야? 오. 왜 그래? 너무 많이 버렸어요. 어떡해요? 아 조금만 조금만 조금 진짜. 어 충분해 충분해 충분해. 에이, 아, 아, 이거 아, 이거 백사십 안 준치 걸 줘. 준치 걸 줘야지. 어차피 준치 저거 다 못해. 아왜 이럴까? 자 이거 이거 140 이거 140 140. 근데 흘릴 거 대비해서 조금 더. 지금부터 방법하면 안 되죠. 아유 벌써. 왜 왜 왜 왜, 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어차피 한다 할. 못 봤는데 나도 못 봤는데 어, 못 봤는데 어,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나랑 또 맞췄어 이팅 화이팅! 오케이! 저기서 딱 저기거든 그치 저기서 뭔지 알지? 알지 알지 여기서 나서고 오 지켜냈다 안으로 안으로 안으로 안으로 안으로 안 흘러 안 흘러 그냥 잡아버렸어 규빈이 형이 또 저 뭐야 악력이, 좋잖아 군대 갔다 왔잖아 그치. 그래서 저런 것도 많이 해봤을 거라고 경험이 많을 거야 어. 의경이거든 군, 어. 군대 가서 저런 거해? 어. 종이 깍지기 어. 아 당연하지 어. 형 이거 집중력 테스트 막 이런 거 있잖아 그게 어. 팀워크잖아 응. 우리가 하는 게 떠나요 제주도와 모든 걸 훌훌 리비도 온다 여기 온다 이제 네. 네 체크해야 돼 체크도 체크 타임 가야 돼 할만해 할만해 괜찮아 할만해요 와할만 할만해 할만해 안에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 같은데 안에 아무것도 지금 물이 안 튀어 저기야 <laughs> 저기 훈내가 저기 훈내가 이거 뭐 제일 어려웠어요. 저기가 경사가 엄청 저, 그 깊더라. 저저 농구 골대만 해. 제발 세지 마! 세지 마! 센다 센다! 280안 넘으면 안 되니까 140안 넘으면 채워야 돼. 내가 네, 확인할 수가 없는데. 예, 예상 예상. 많이 흘렸음? 얼마나 있었는데? 아. 아니 190 카메라 내려갔다. 어, 어, 으하 하는데 하 성공했나 본데? 여기만 잘 버티면 돼. 여기. 저기 이제 이제 마지막 단계다. 지금 어. 여기서 한번 저기 잘 버텨. 한번 몸 기울여야 돼 여기서. <laughs> 아 이거 성공이다 내가 봤을 때 근데 계속 흘러 와하하하하하하 와하하하하하하 어, 어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아빠가 안아가 같다 있어 있어 감사합니다 오좀 많이 가져왔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됐는데? 오 되겠는데 야뭐 많은데?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시오로 시오로 와하하하 오형 많이 오, 되겠다, 되겠다, 되겠다, 되겠다, 되겠다, 되겠다. 어, 어머, 어머, 어머, 어머, 머리, 머리, 머리, 머리, 머리, 머리, 머리. 아, 하지 마, 하지 마. 아, 둘이 쌍으로 왜 이럴까? 우리 큰형님들이. 왜, 왜, 왜 이렇게? 아,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아니, 아니, 아니, 돼, 돼, 돼, 돼. 아, 잠깐만. 어, 이거 좀 주워 이거. 아 그럼 이걸 주자. 주스라. 어. 아 이거 좀 주워. 가려. 자 가려. 가려. 가려. 가려. 가려. 가려. 주워. 가려. 주워. 아니 가려. 다 가려. 주워. 주워. 주워. 형 괜찮아. 영수야 너 괜찮아? 괜찮아. 영수야 너 괜찮아? 어 괜찮아 괜찮아. 주웠어 주웠어. 왜 이렇게 더러워졌어? 어? 어? 야 쓰레기 쓰레기 버려 버려 버려 버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가끔 가다 가만있어 아 내가 잡았어 됐어 아, 됐어 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야야 야! 야! 뭐안 말라? 뭐가 안 말라? 야, 이 쓰레기, 쓰레기 버려라. 버려, 버려, 버려. 아니, 뭐야. 야, 쓰레기 왜 갖고 있냐, 형이. 나 버릴게, 쓰레기. 됐다! 어. 됐어! 됐어요! 됐어 됐어! 형, 우리 축 됐어! 나 맞았어요. 어, 나 맞았어요. 어, 진짜 맞았어? 와, 이게 됐다고? 너무 아, 심해. 어, 네. 네. <laughs> 양심이요? 양심 원오브. 양심이 뭐야? 아, 그 양복이 등심해가지고 양심이구나. 아하. 아, 그거 구나 뭐, 그게 맞다. 아, 양... 여러분들의 노력에 힘입어 네. 두 번째 미션 클리어했습니다. 아! 뭐야 이거 뭐야? 아! 왜? 뭐 털나는 것 같아. 야기, 야기, 야기. 세 번째 장소로 가겠습니다. 와우! 사랑의 탑승. 네! 가자! 가자! 쓰레기 줍자. 네. 쓰기줍기 여러분 다 맞추고 왁싱샵 가면 돼요. 네. 네. 털난 거잘 뽑아야 돼요. 네. 뽑으면 되지 뭐.